那有，干辣椒吗？就往外罗走，就出的，对不对。 na nakabighana na Di ko mapigil ang aking nadarama May chinita, girl, may chinita Girl, sa iyong tingin pa lang ako'y natulong na Mga titig mo sa aking nakabighana na Di ko mapigil ang aking nadarama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내겐 어떤 별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Can you be my la la la la Indomie hype abis mi jadi bolognese Mine bedo misterius Gendeng iki bumbu bolognese Cabe bubue iso ditambah sesuai selero Tiap nyeruput, hmm, sae hyperbeats, mis que tipones.